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요. 제가 단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몸무게가 57.6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몸무게가 57.6kg예요. 임신했을 때 75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빠지고 있긴 한데 좀 천천히 빠지기도 하고 제가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서 먹는 거를 막 열심히 먹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한의원에서 산 거거든요 이게 선식인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점심땐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이걸 먹을 거예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게끔 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밥 먹고 저는 이거 먹을 거예요. 아, 줄게요, 줄게요. 유찬이 줄게요. 유찬이 밥 먹자. 음. 다이어트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애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둘째 날 국은 안 먹을 거예요 슝 같이 먹자 찬이야 연초국도 왜 만드는지 알지? 왜? 자기 줄라 그러잖아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응. 저녁 굶는데 자기 잔치국수 먹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응,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잔치국수 하는 거야 음... 떨어서 내가 해줄게. 오케이. 한근도 오케이. 말하는 것도 많지 역시. 갑자기 랍스터 사왔어? 1.5kg. 와 근데 엄청 크다. 대박이지? 근데 이거 이렇게 빼는 거야? 아니 안 빼도 되고 빼도 되고 그냥 뽑아서 먹던데? 그걸 빼진 않고 헐 이거 봐 맞아 그렇게 빼는 거야 헐 그렇게 자꾸 먹어봐 이게 하고? 응 이거 봐 자꾸 먹어 아, 살 빼야 되는데 아... 계속 남편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먹으러 왔네 자기 나 다이어트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데를 데려와 먹을 거 먹고 하는 거아 진짜 이번 주 토요일인데 큰일 났네 왔으니까 또 물, 물만 먹을 수도 없고 좀 먹어야, 먹긴 먹어야 되겠지 <laughs> 어, 맛있겠다 있는 유찬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너무 귀엽죠? 네.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네. 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나는 우리 유찬이가 아빠 닮아서 귀여운 것 같다. 박수 주세요. <laughs> 어, 그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 우리 유찬이가 엄마 닮아서 귀여운 것 같다. 박수